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카 채널의 유카입니다 왜 제가 혼자 여기에 있냐면요 오늘 은 센짱에게 깜짝 카메라를 할 예정입니다 <gasps> 어,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얼마 어? 전에 순장이 뭔가 비밀스러운 택배를 시켰잖아요. 과연 순장은 오래 같이 있어도 그런 설레임이 같은 게 아직도 있는지 확인차 깜짝 카메라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 조금 이따 순장이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 제가 순장이 사왔던 예. 옷을 있잖아요. 이 옷을 입고 마중 나가면 <laughs> 순창 반응은 과연 어떨지 함께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렇게 오? 괜찮은데? <laughs> 반응 보시죠 렛츠고 ちゃんもう行くのうん어디가 뭐 누나 저 잔치하잖아 잔치 <laughs> 맨날 잔치 아 진짜 사면서 아 이놈의 잔치들 진짜 너무 건반하 진짜 맨날 5만원 10만원 부중하다가 진짜 이 많이 분위 없어 없어 골띠 오늘 또 늦을 수도 있고 잉. 아쉽네. 뭐가? 그냥. 음. 아, 여드름 진짜. 아왜 <laughs> 이렇게 여드름 심하지 요즘? 아, 사우나를 갔다 오면 갔다 오면 그날만 오는 거래? 좋아. 음. 진짜. 하이. 진짜. 하이. 진짜. 하이. 진짜. 하이.そうです。 What? What? 순짱이 샀어. ちゃんに맛いま What? What? What? What? What? 와, 야 살벌하다. 내가 가만히 있어 봐. 가만히 있어 봐. 와, 잠깐 잠깐 있어. 뜨르르뜨르뜨 아니 소리. <laughs> 아니. 다음다 아, 왜? 선장이 뭐 커야 된다며.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선장의 취향? 갑자기 더 하도 대요 <laughs> 아니 어, 왜 어디 왜 하필 하필이 아니야 왜 왜 갑자기 이유가 뭐야? 아니 어. 샀으니까 입어야지 아 근데 오늘 내가 나가야 되는데 나를 왜 하필 이런 이런 거야? 응. 응. 아순짱 반응을 보려고 했지. 아니 근데 이거도 누가 봐도 야 이건 누가 봐도 아니지. <laughs> 나만 봐야 되긴 하는데 이거 누, 어, 이거 야 대박이다 근데. 감사합니다. 역시 유카의 이 육덕진 몸매. 아니. 오덕진 암? <laughs> 이 몸매는 크, 진짜 결혼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저 뭐냐 잔치 안 가도 될 것 같긴 한데 <laughs> 오늘 그러면은 결심한 거야 유카? 뭐를? 둘째 만들기로? <laughs> 뭐 아무튼 아 가긴 가야 되는데 친구 하나 버릴까?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내가 보기에는 지금 내가 잔치를 가야 되는데 What? 여기가 더 잔치인 것 같아 <laughs> 이쪽 잔치가 더 가고 싶긴 해 <laughs> 감사합니다 저 금방 국수만 먹고 올게 사랑해 <laughs> 여보 그 오늘 계속 입고 있, 있을 거야? 아니 야, 가는 내가 미친놈 아닌가 보시겠데 <laughs> 미친놈아 <laughs> 그치 정상 아닌 것 같은데 안녕 민아님 안녕 아네 어, 슬리퍼 신고 가만있어 다른 데 가더라